맞줘서 고마워 나는 헤어진 게 아니야 정말 헤어져서 고마워 네 맘은 진심이 아니야 같은 말 해서 미안해 미워지게 해서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그래 사람 마음 쉽게는 변해 근데 난알수 있어 계속 네 마음 속이며 말하지 말고 예전처럼 다시 사랑하자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만 미워하고 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처럼 다시 잘 지내 헤어진 게 아니야 너와 나 이미 다 끝났다고 되돌릴 수 없다고 맨날 말로 다 끝났다 말하지 말고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진짜 사랑이 있어도 난 외로워 뭐가 됐건 내가 미안해 이해하는 척은 안 할게 미안한 마음만 전할게 듣기 싫겠지만 진짜 내가 정말 잘할게 원래 사랑은 예전처럼 다시 사랑하자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만 미워하고 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없던 일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 헤어진 게 아니야 내 손잡고 다시 사랑하자 영원할 거라고 늘 믿었던 우리 사랑을 벌써 왜 끝내려고 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예전처럼 다시 사랑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 사랑해보자 헤어진 게 아니야 너와 나 남이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잖아 맨날 말로 다 끝났다 말하지 말고 그래 우리 다시 사 우리 다시 사랑하자